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딘딘 깨어있는 성인들의 대화다 정말 상스럽지 않은 깨끗한 깨끗한 깨끗한 대화 몸이 이렇게 팔처럼 휘어요 어? 딱딱해진 거 그거? 아! 사랑해! 형이 그때 그랬잖아 어. 권정열 내가 부르면 10분 안에 여기 온다고 어. 저는, 저는 홍보하러 나온 거예요 <laughs> 이원석 때문에 나온 건 아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사실 나온 지도 몰랐어요 <laughs> 저희 어엿한 MC랍니다. 아, 그쵸. 네. 분이 너무 그 좋아 보여서 좋다. 네. 잠자리를 할 때는 서로에게 가장 솔직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을 합쳐서 최고의 목적지로 도달을 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야 돼, 서로가. 우리가 손을 잡고 정말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음. 여기서만큼은 서로의 가식이 없었으면 좋겠어 맞아. 여기서 아나 부끄러운데 이런 것보다 본인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주고 이게 제일 하고 나서도 야! <laughs> 둘 다 진짜 너무 행복하게 끝나면 이러자 아! 아! 편하해 이렇게 이렇게 복식호흡을 해요? 근데 딘들 보면은 되게 빠르다 뭔가 스피디해 격정적이야 근데 또 느리게 가야 될때또 엄청 느리게 10cm는 <laughs> 근데 내가 얘기 듣고서는 디테일하게 걱정을 하는구나 라고 충격을 받았던 건 어, 나는 이거 할 때 남자가 속옷을 이렇게 벗겨줄 때 엉덩이를 들어주는 게 너무 민망하대 왜? 그거 엄청 섹시한데? 어? <laughs> 그쵸 이거 네. 이렇게 응. 이렇게 들어주잖아. 어. 아, 잠깐만. 그럼 몸이 이렇게 아, 활처럼 휘어요. 그치, 그치. 근데 그게 둘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둘, 셋, 흑, 팍! 근데, 근데 이게. 방송 솔직하게 하는 게 아까부터 계속 어. attitude가 되게 일관돼 있잖아요. 일관돼, 일관돼. <laughs> 되게 파이팅 있고, 아, 어. 복식 호흡이고. 사랑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어서 내가 딘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딘딘과의 처음. 아,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음, 정렬이와의 처음. 그치. 그런 게 더 의미 있고 중요한데. 맞아. 형이 얘로 딘딘이와의 처음, 정렬이와의 처음 이랬는데 살짝 듣고 아. <laughs> 너무 싫었어. 너무 싫었어. 이렇게 서로 셋이 눈을 마주쳤다는 게 너무 싫어. 얼마나 젠더 이퀄한 방송이냐. 아까 나 좋아한다면서요. 근데. 아 근데 어, 그러고 싶진 않아요. 오르가즘을 정,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음. 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네. 그냥 흥분을 하는 것과 어떤 그 정확한 어떤 순간에 도달하는 건 다른 건데 뭔가 수동적이어야 되고 조금 약간 순진해야 되고 경험에 있어서 좀 무지하고 이런 역할에 좀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나는 대체로 이렇게 오르가즘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내 몸을 알 수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그렇듯이 똑같거든 여자의 마스터베이션이라는 거는 보통 아무 데서도 거론이 돼. 거론하면 되게 큰일 나는 이슈란 말이지 그냥 나 혼자서 내 몸을 여기는 느낌이 어떻고 나는 여기를 만지면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 정도의 얘기만 해도 뭐어 그럼 되게 막 방탕한가 봐 저 사람은 막 되게 문란한가봐 아, 이렇게 아닌데 댓글로 어 얘네 진짜 개쓰레기네 이럴까 무서워 나봉 <laughs> 막 여행을 간다는 거에 대한 로망이 엄청 여자친구랑 있잖아요 음. 제트 스파가 있는 <laughs> 뭔지 알지 그 거품 나오는 스파 욕조 욕조 그 막 이렇게 쭉 쏘는 거 어, 어. 아직은 어리니까 음. 약간 부끄럽거든 처음 같이 자는 안, 거니까 안 어려도 부끄러울걸? 아 그치 그치 어. 그치 하긴 갑자기 어 들어와 이거 저한테 뭐, 갑자기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세다 수압이 이러면 이 어. 다리만 M자 돼가지고 어. 노골적으로 막 장어집 가가지고 계속 나 꼬리꼬리 예. 여기 꼬리 계속 먹이고 있어. 22살인데 지금 장어 먹어봐. 아, 이거 너무 웃길 것 같아. 들어와! playlist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종종 하니까. 아, 노래. 음악! 음악으로. 어. 이렇게 자연스럽다. 어, 완전. 형이 featuring한 노래 중에 TV를 껐어 있잖아. 아, 너무나 사랑해서 어. 딱딱해지 TV를 어? 껐어. 네가 날 딱딱하게 만들었잖아. 왜 그것만 기억하세요, 근데? 어, 너무 셌어. 제가 제가 부른 노래긴 하지만 제가 또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는 윤미래 누나가 주도해요. 관계를 아 맞아 그래서 좋아요 이 누나 마지막에 아이고 귀엽네 물 떠와 불꺼 네. 코 자자 아, 그게 너무 아, 좋았어 리더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가사에서도 느껴지는 권정렬의 음. 확고한 네. 취향 아 맞아 저의 그 연애 취향이 딱 확고하게 있어요 어. 오늘 밤은 어둠이 무슨 아 좋아하는 어. 사람한테 오늘 밤 나랑 있어주면 안돼 응. 음. 세게 얘기하는 게 좀 싫어서 네, 되게 쭈뼛쭈뼛 자꾸 쫄르는? 응. 음. 어, 귀여워 약간 네. 귀여운 느낌 꾸질꾸질하게 오늘 밤은 앉아있기가 무서워요 창문을 여니 바람소리가 듣세요 사람들은 나를 보살펴주질 않아 잠들 때까지 날 떠나지 말아줘요 모르니 저기 대문을 삼가줘요 들어올 때는 불을 끄고 방문을 반쯤 열어줘 오늘의 나는 절대 결코 강하지 않아 그냥 오늘 밤만 내게 한기 널 갖기 위한 시커먼 마음 의심이 된다면 저 의자에 나를 묶어두시와 창밖을 봐요 비가 와요 지금 집에 가긴 틀렸어요 버스도 끊기고 여기까진 택시도 안 와요 오늘 밤은 혼자 있기가 무서워요 잠들 때까지 머릿결을 만져줘요 믿어줘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그냥 오늘 밤만 내게 안겨서 불러주는 자작 노래 들을래 제발 오늘 밤만 가지 말아요 감사합니다